숨결 저으로 다시만 손길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다 있어라 이 세상 바를 다 꿈과 미래 지켜 종이 부모 안고 따뜻이 보살피는 분 You.